난 너의 위성이 주위를 맴돌지 그렇다고 네가 태양은 아니네 너의 멋대로 중심이 돼참 멋대로 굴면 안 돼 어떻게 한순간에 떨림이 소리 없이 너의 두 눈을 가리니 너의 뜻대로 흘러가네 내게 상처를 주면 안돼넌 이 생각만 하지 그래 뭐 그게 참 당연한 듯이 어리석게 너에게만 맞춰왔던 게 날 괴롭히네 마지막까지 괴롭게 할 말이 없어 go away 명이 더 필요해 화를 내도 내맘 아프다니까 너 멋대로만 해난 멋대로만 해 나를 세워버렸어 착하게 식은 머리도 너의 태도가 이해 안 돼 이젠 조금씩 지쳐가네 이젠 나도 맵길 챙기지 너 없다고 무너질 내가 아니니 너의 품에서 벗어날래 내 멋대로 생각해 그럴 거면 넌넌넌나 뭐, 뭐, 뭐, 해 D.I.I. D.I.I. 네 멋대로 굴면 안돼 잠이 없어 이젠 됐어 잘 들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